세금 10년 이상 안낸 대포차들 몇만 대가 돌아다닙니다. 대포차끼리 매매하고 몰래 거래되며 대포차에 중고차 번호판을 붙여서 돌아다니고 범죄용으로 사용되는 차들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대포차가 1%가 넘는데 주로 주부들이나 여대생, 미녀들을 납치하는 데 쓰입니다. 핸드폰으로 차 번호 찍어봐야 차 주인이 없습니다. 차 번호판을 수십 개씩 가지고 다니는데 1년에 약 5천명의 미녀들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부모들은 자기 딸이 어디서 남자와 바람나서 동거생활 하는 걸로 압니다. 실제로는 납치되어서 죽거나 마약주사 맞고 의식 잃으며 기억도 없어진 채로 술집 같은 데 팔린 겁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사람 많은 곳도 가리지 않고 힘센 남자가 내려서 여자 뺨을 때리면서 어디 남편 두고 돌아다니냐? 집에 안 들어오고 뭐하고 있었냐? 면서 납치하는데 아무도 못 말립니다. 또 대포차는 범죄 집단들이 회사의 물건이나 남의 집 물건을 빼돌릴 때도 이용합니다. 대포차 트럭에 싣고 가는데 주민들이 보고 가짜 번호판 사진 찍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인사들 납치하는 것도 대포차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겁도 없이 살아가는데 남일이 아닙니다. 이런 대포차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차량 보유세, 주행세 등 차량 세금을 기름 세금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주유소 가서 차 기름 넣을 때마다 요금에다가 1년 고속도로 통행량을 계산해서 기름 세금을 부과하니 기름을 넣어야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안 내고는 돌아다닐 수 없으며 자동으로 탈세도 방지되고 대포차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